좀 위험한데? 더블 당하는데? 저 이거 씨 여기 들어가면 탈지이다못 들어가 그렇지 이제 탈진 끝났다 죽는다! 나이스. Captured Zone A. You captured Zone A. shit. Your team is right Bye bye. ducks. No, hurt. Uh, tới tết đó <laughs>